잡지 말고 밟으세요 올리지 말고 올리세요 잡지 말고 잡으세요 담지 말고 담으세요 걸지 말고 걸으세요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실천이 늘어날수록 CO2는 줄어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